카메라 다 깨졌거든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쓴 것 같거든 아이고 신난다 신난다 티어으로 샀지만 신난다 신난다 오? 오? 얘는 방법을 잘 모르네 잘 알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참 신난다 부서 어? 부서져 그러니까, 아. 신난다 어 Jam-jam untuk-untuk eh.

내가 여기서 맥주 한 번 꺼내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어, 지난주 주말에 스타필드 쇼핑을 갔는데 냉장고 그 DP용이 159만원에 판매한다고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편을 쫄르고 쫄르고 쫄라서 구매를 했어요 딴따다다다딴따다다딴딴